안녕, 난 릴리야. 나는 바깥으로 서는 게 어려운데 오늘 공연을 한대. 너무 긴장돼. 안녕, 나는 루샤야. 릴리랑 같이 발레를 할 거야. 우리 공연을 보러 와서 고마워. 흐흐. 우리 같이 춤추자. 그래. 고맙습니다.